밟아봐 이렇게 눈. 눈 이렇게 밟아봐. 발자국 엄청 많이 남겼네. 에이, <laughs> 좋단다. 음, 그랬다. Thank you. 엄마. 어, 찍고 있어? 수민은 예민한 남자야. 소중하게 맞 만드시. 유리 다르듯이. 수민은 유리 다르듯이. Jerry!